some skin. Clouds is shrouding us in moments unforgettable. 나도 오늘 그렇게 먹어봐요. 나 반반에 먹었어. <laughs> 그거를 친구도 언니가 인스타에 올린 걸 봤대. 밥을 반을 가른 거를 밥을 반으로 갈라서 먹는 거. 그거 반 먹은 거 같아요. 그거 반 드셨나 봐요. <laughs> 그러네. 진짜 맛있다. 어렵다. 뭐라고 읽어요? 까사 에이 darkness she is high 아니야 진짜 서로 진짜 이제는 뭐 그냥 그려려니 <laughs> 서로 이게 너무 웃기다 오 대박 차안 나오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뭐 자기가 다른데 아, 진짜 잘 찍힌다 음. 음.